loves you 나야 나 Do I show you? No야 no 아직 타이밍 아냐 난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러다 갑자기 싹 I'm a spirit 나는 함께 you are gonna l o v me 결정적인 내 발을 드러내는 타입 나와 눈이 마주쳤던 난 흔들림이 없어 no 널 사랑하는 게 죄라면 범인 너후 You never know It's a bed.